더코마 미시어스 시스터즈는 더코마 1에 있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그렇죠? 여름방학에 있는 어, 이야기들을 더 진행하는 그런 게임이고 어, 저희의 데뷔작이었던 더코마1은꽤 단순한 그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게임이었고 힐러라고 불리는 그 악몽 속에서의 존재를 피해서 도망치고 숨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탈출해야 되는 그런 어, 플롯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The Coma 2에서는 더 확장된 세계와 더 확장된 인물들, 더 많은 인물들 미나 같은 경우는 전작에 있었던 영호의 어, 소꿉친구, 그러니까 어릴, 꽤 어릴 적부터 같이 친했던 어, 친구고요. 이번 작에서는 영호가 이제 코마 상태로 빠져서 병원에 실려간 이후 친구가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과 또 그거에 대한 의문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모험을 마주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게임은 크게 두 이면 세계를 다루고 있고요. 현실 세계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평범한 일상들,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공부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온다고 치면은 그 이면 세계인 더코마 안에서는 그 학교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 또 고달픈 점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그 어두운 면을 극대화시켜서 만들어진 되게 뒤틀린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 그러니까 세화 사립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라는 시설 안에서 안에 한정하여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코마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 일들로 인하여 이제 그 학교가 있는 지역 전체가 더코마의 세계 안으로 어, 휩쓸려 들어가면서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그 학,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을 전체가 되게 뒤틀린 이면 세계로 들어가 버린 어, 그런 되게 확장된 어, 세계가 생겼고요. 그 세계 안에서 모험을 하는 닥송 같은 경우에는 이더코마라는 세계 안에서 미나가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가장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전작과 비교해봤을 때더코마1 안에서는 어, 킬러의 존재가 점점 레벨업을 하는 마지막 이제 어, 챕터까지 갔을 때는 되게 궁극적인 존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 더코마2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궁극적으로 변했던 가장 위협적으로 변한 가장 위험한 존재로서 됐던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미나 같은 경우는 이 어, 다크송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마주쳤을 때 정말 극도의 어떤 쫓기는 기분 그리고 각도의 위협을 느끼는 어,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 게임 안에서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